Hi. Oh, Ah! <laughs> Ha ha ha ha ha! <laughs> Oh, <laughs> Oh. 오. Hey!

Jejeje. <laughs> Yeah. <laughs> the hills. <laughs> 아, 미터?